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그들의 꿈이 날 계속 사귀줄래너 하나로 내 삶에 지난 날들은 g o oh,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거니까 조급해 하지마 leg.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 사는 거니까 조급해 하진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댄 채취해 사랑면 한걸 같아 아무랬던 내 모든 것들도 와 1번 작품 조금씩 천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